안녕하세요 라이온 여러분들 오늘은 라이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home training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멋있는 상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걸로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은 턱걸이를 해서 이제 등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복근 운동을 여기를 잡고 hanging leg raise를 했었어요 복근 운동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leg raise 하면 이제 다리를 접어 올린다 하잖아요 근데 다리를 접어 올리면 어, 여기 이 장요근이라는 곳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장요근은 복근 운동과 관계가 없어요 복근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장요근보다는 일단 골반을 접어 올립니다 90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을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흐! 어, 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직근에 굉장히 많은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방금 알려주신 대로 골반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어, 복근 운동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90도로 접고 골반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좀 더 초보자분들은 여기 전환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아서 이제 팔을 걸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팔거든요 그거 아니고 아니면은 여기에 또 이런 이런 거 받침대가 있어서 여기를 잡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멤버들이 그때 코로나 시기에 어, 굉장히 탄탄한 복도를 만들 수 있었고요 라이온 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필요한 넓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턱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턱걸이를 많이 못했어요 지금 많이 줄었다는 변명을 <laughs>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는 이제 몸 이렇게 팔을 일자로 뻗습니다 뻗고 자신의 약간 광배 라인 쪽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한 이쯤 잡아주면 됩니다 바로 수직으로 하나 둘 내려올 때 천천히 셋넷 다섯 아, 열다섯 개 제가 등 운동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열다섯 개 정도 했거든요 원래 한 40개 정도 했었습니다 네, 한 번에 40개 정도 제가 한창 등이 커져, 커질 당시에는 매일매일 했었어요 매일매일 한 10개에서 15개를 한 세트로 하고 한 10세트 정도 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턱걸이를 바로 하시는 게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under grip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이두의 힘을 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넓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히말라야 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해 보시고 또 이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근육을 얻는다는 점에서 미적인 부분도 좋지만 저는 이걸로 자세도 교정이 많이 되고 막 어깨랑 목에 통증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영분들도 해서 건강을 꼭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올려누브의 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